닫아보겠습니다. 닫을 때 소리가 엄청 경쾌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반클리프 앞에 페를리 signature bracelet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음, 한국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두개의 이렇게 오면 이게 영수증이고요. 이게 보증서입니다. 이 안에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자를 열어서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반클립 아펠 보이시죠? 이와 같은 제품인데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손목 사이즈는요 15cm고요 위에서 아래의 두께가 8mm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클리프 아펠이라고 써있는 게 이 반대편에도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여는 건데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열 때는 땡기고요. 이렇게 그리고 눌러서 이게, 이게 눌러지는 제품입니다. 살짝 눌러서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여기에도 각인이 하나 있습니다. 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레는 15cm이고요.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해서 광카기 파펠 AU750 그리고 이 숫자가 써 있습니다. 당연히 숫자와 이 안에는 보증서의 숫자는 똑같겠죠?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닫아 보겠습니다 닫을 때 소리가 엄청 경쾌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반클리프 아펠 베리 시그네처 브레이슬릿을 살펴봤습니다. 짠!